1988정복력을 맡은 안재홍 정환 역을 맡은 유준열 덕선 역을 맡은 해리 택 역을 맡은 박보검 전우 역을 맡은 구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의 첫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저녁 7시 50분 꼭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첫 방송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가 작은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. 응칠레이어 응사에서도 많은 명곡들이 리메이크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네, 이번 응상판에서는 과연 어떤 명곡들이 리메이크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세요. 정답은 매 OST가 출시될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곡당 한 분씩을 추첨하여 저희가 드라마 종방 후에 발매될 OST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응답하라 1988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움의 시작. Content Trend Leader, TVN.